프로 잡는 아마추어, 천재 골프 소녀,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얼마 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의 성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국가대표 막차를 탄 김효주 선수 여성 선수 중 스윙폼이 가장 멋진 김효주 선수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그 골프입니다. 1995년 7월 14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6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동네 골프 연습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또래 남학생들과 힘겨루기를 해도 지지 않을 만큼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포함한 상위권 입상을 밥먹듯 하다 2012년 17세의 나이에 아마추어 자격 추천 선수로 KLPGA 롯데마트 여자 오픈, JLPGA 산토리 레이디스 오픈에 참가하여 깜짝 우승을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프로 잡는 아마추어 천재 골프 소녀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2012년 10월 프로로 전향 후 2개월 뒤 현대차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을 제패합니다 2014년 KLPGA에서 높은 상금 순위로 초청받아 출전한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호주의 캐리앱을 상대로 한타차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이뤄내죠. 이때 겨우 19살이었습니다. 2015년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LPGA에 입성한 김효준은 JTBC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하며 화려한 데뷔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LPGA 이외 다른 나라 투어에도 무리하게 참여하다 결국 체력적인 문제로 컷탈락, 대회 기권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6년 초반 상위권 랭킹을 유지하여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리라 예상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슬럼프로 명단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왠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절치부심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2018년 US오픈과 2019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했고 2021년 5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5년 4개월 만에 LPGA 무대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이때 복면 패션과 우승 확정 당시 상황이 화제가 되었죠. 햇빛 알레르기가 있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복면 패션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우승권 선수가 먼저 경기를 마치면 대기실 같은 곳에서 경쟁 선수들의 중계 영상을 보는데 김효준은 클럽하우스에서 파스타를 먹고 있다가 우승 확정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위를 식히고 배를 채운 다음 연장전에 나가려 했다. 라고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LPGA 무대에서 우승은 4회, 탑10은 41번, 누적 상금은 54억입니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갖춘 김효주 골프 아카데미를 개장했습니다. 대회가 없을 때 여기서 골프 꿈나무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멋진 활약이 기대가 되는 김효주 선수, 다가오는 올림픽 그리고 LPGA 무대에서 선전하여 박인비 선수처럼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 골프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